유튜브 보면은 삥 뜯는 뭐 고등학생들 뭐 훈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영상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바르지 않았을까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23살이고요 알바하고 있습니다 3대 500은 못 치는데 3대 500 치는 새끼들 다 <laughs> 바로 왔습니다 지금. 저는 한 복싱 한 1년 정도? 풍선 근육은 좀 다르게 저는 좀 실전용 헬스 좀 조졌습니다 아, 이번이 처음인데 이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하나하나 제가 쳐 부수러 가겠습니다 스파링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주먹이 온다 충청도 편에서 왜 이렇게 후배를 심하게 두드했냐라고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싹이 기어오를 때 잘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싹을 제대로 잘라갖고 아직 노장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나랑 한 18살 정도 였는데 킥복싱으로 뭐 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뭐 원래 MMA를 제가 선수지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Hey! 어. 파이팅! 파이팅! 스톱! 오케이. 너무 세게 하시는 거아니에 너무 세게 하시는 거. 큰일 치는 거 다시! 거냐 움직여 Yeah. <laughs> 다시 파이 30초! 그 우리 유튜브 보고 아니면 내 거 그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오는 친구들 몇 명 없어요 온다고 해놓고도 그날 되면 빵꾸 나는 경우도 많고 얘가 안 올 줄 알았어 사실 9시 <laughs> 반 됐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난안올 줄 알고 그냥 에이 오늘 그냥 꽁쳤, 꽁쳤구나 했는데 딱 온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 저 새끼 왜 왔지 아, 귀찮아 죽겠는데 몇 대 패고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맞아도 계속 일어나는 거 보고 그냥 마음을 바꿨어요. 진짜 진짜 진지하게 진짜 세게 때려줘야겠다. 물론 뭐 이 보는 시청자들이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. 뭐 프로 선수가 어? 뭐 일반인 아니면 운동 뭐 싸움 좀 한다는 친구 존나 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도전자를 받아주는 마음으로 저 친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내가 스파링을 진지하게 받아준 거지 저 친구를 뭐 죽여버려야겠다 뭐 시합처럼 진짜 보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때리지 않았어요. 지금은 살짝 건방질 수 있지만 이 격투기는 배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. 워낙에 세상에 강한 사람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생각하고 하지만 또 진짜 센 놈도 많더라고요. 아, 이 운동을 배우면서 저 친구도 어른스러운 격투 선수로 성장하고 바랍니다.